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laughs> 네. 그것과 싱글 릴리즈와 네, 또 짐을 한 바가지 쌓아어요 네. 네. 막 튜브 이런 거 시키더라고요. 한번더 이런 거 저는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laughs> 진짜로 이거 결과를 여기서 지금 나도 알고 있는 거거든? 조회수나 댓글이나 좋아요도 나도 유튜브에 오픈된 거는 그냥 네, 네. <laughs> 똑같이 왔어. 네, 맞 그래서 저희 마음 편하게 왔거든요. 저희 상당히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와야 돼. 저희는 마음 편하게 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가 좀 됐다고 시기 질투하고 아, 아, 아, 아, 내가 우리의 팀의 네. 가장 중요한 거 희생이죠. 희생이죠.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 희생을 해서 꼴등을 꼴등을 다 참고 이번에 아니 근데 그러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잖아. <laughs> 한 거였지. 아, 아니라니까 내가 해봐. 얘가 다 썼어요. 저는 아무것도 손은 안 댔고 <laughs> 얘가 다 얘가 처음 끝까지 다 했습니다. 네. 아니 나도 네, 잡았어. <laughs> 어제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아 그래? 규빈이나 나인이나 러브는 조금 여기서 불리한 게 있었지. 그러니까 보여준 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크지. 맞습니다. 어, 사람들한테 나한테도 그렇고 다들 근데 이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 네. 막방 때다 이렇게 어, 미션 받고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곡이 잘 나와서 음료 녹브만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일단 그것만으로도 나는 되게 이게 기분이 좋고 이거의 의미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음, 어, 저희 뭐, 뭐. 일단 이제 오픈되어 있는 점수들이긴 한데. 예, 예, 예. 온리팀 유튜브 조회수 숫자리는 좀 빼고 네. 8만 4천 와 One팀 네. 아, 조회수 5만 5천 오. 어. 3만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 여기 One이야. 착각이에요 우리가 원이 여기, 여기, 여기 One이야. 그리고 Of팀 6만 3천 어. 6만 3천 어. 댓글 분리팀 3,500 One팀 네. 7,500. 이거 챙겼어, 이거 네, 챙겼어. 그러니까 제가 댓글 한 댓글 한 3천 개 정도 썼거든요. 네. 제가. 아, 아, 이거 약간 부모님들 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좀 4천에 8천까지 다 같이 댓글 어머니 어제 야이 주변에 다 돌려도 안 되겠다. 아 저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네. 아들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 너희 팀만 지금 조회수 안 올라간다고 얘기 걸린 것 같다고 얘팀 응원이 뭐 잘못된 것 같다고 유튜브에 그런 아,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슴 아, 아프다. <laughs> 팀 댓글 6,500개. 와, 저도 신청 꽤 있거든요. 좋아요는 온리TV 11,000개. 오, 11,000개. 어, 어? 원팀 9,800개. 오, 오브 팀이 좋아요 14,000개. 오, 이게 또 이렇게 되긴 했는데? 어. 근데 좋아요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건 중복이 안되잖 아, 아, 울트라 라이온 네. 점수 네. Only팀 140점, 와. One팀 142점, 오, 오 이점 높네. 오, 안 맞춰야 돼요. <laughs> Of팀 157점. 와. 진짜 좋아하셨다는 뜻이 되니까. 어, 저희도 그리고 되게 유니크한 숫자들이야. 네. 어. 오. 어. a 분들, 아 어. 직원분들의 아, 아 이거 궁금해. 중요하죠. 진짜. 아, 네. 나 이거 네. 궁금했어. 나 이게 아, 궁금했어. 이거 이거 10%가 들어가는데. 네네. 온리팀 3% 오. 원팀 4% 오. 그러면 5분은 자연스럽게 3% 오. 아, 되구나. 직원분들 이 트랩을 많이 들으시네 그치? 그치? 아 이거 내 점수 아, 제일 점수. 시간. 떨려. 제일 그 많죠. 아 점수 아 이거 참 근데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내가 말해줬잖아 네, 네. 이건 되게 너네들이 뭐 열심히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너무 러브 지금 눈 안 마주치려고 막. <laughs> 일단 얘기할게. 네. 여기 30%에서 네. 온리팀 10%. 오. 음. 원팀 15%. 오. 모브팀 5%. 오. 그러면 나는 사실 원팀이 좀더 어, 잘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오. 됐어, 됐어. 네. <laughs> 갑자기 유튜브 보면서 점수를 어떻게 이걸 왜냐면 나, 내 점수 때문에 갈릴 것 같은 솔직히 되게 후회를 했다? 아씨 왜 괜히 내 점수 30번 해놔가지고 아니, 차라리 아니면 다음번부터 하면 유튜브 올리기 전에 내 점수를 미리 누구한테 먼저 이렇게 써놓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유튜브 보면서 내가 이걸 아 연습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아. 약간 거기에 나도 사람이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고 음. 내가 딱 그런 건 딱 하나야 왜냐면 나는 사실 이 곡 스타일을 안 좋아하거든 <laughs> 알지? 맞습니다 하지만 아, 니네가 나를 그걸 알면서도 네. 되게 try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큰거 그리고 그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내 생각이 니네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중간 평가했을 때보다 곡이 훨씬 더 좋아졌어. 아, 아, 아, 네. 어, 뭐 많이. 결과적으로 는 되게 곡이 좋아져서 나는 그래서 점수를 준 거고. 감사합니다. Of팀은 내가 왜 그랬냐면 나는 규빈이에 대한 기대 얘가 좀 더 좋은 곡을 줘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그냥 easy listening 하는 너무 그냥 음. 그런 맞습니다. 더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너무 쉽게 너네 고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코이라는 그 키워드는 되게 좋거든 그리고 곡도 되게 좋고 마음에 들고 하는데 내가 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 가이드 때 버전이 더 좋고 마지막 그 곡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아서 음. 나는 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뭐 어떻게 어, 어 진짜 어. 어. 컴퓨터 진짜 모르다나 컴퓨터 두뇌로도 알 수가 없어 일단 네. 그 네. 3등 네. 오브팀 네? 우리가 3등이 아, 아니라 우리가 5번팀 저희가 35번짜리 와 <laughs> 어, 잠시만 저거 아, 수영복 갈아입고 와 빨리 수영복 갈아입고 이정도 저는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아요 수영복 입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 수영복 갈아입고 당연히 3등을 예상하가지고 5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 아버지 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몰라 우리 항상 모르 그러면 여기서 1등을 얘기해게 아, 네. 야, 머리 올려 야, 머리 올려라. 머리 올려 머리 올려라. 머리 올려라. 1등. 1등. 원팀이 네. 그래서 뭐 이게 좀 재미를 위해서 네. 팬들과의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수화를 하고 뭐 1등을 뽑고 뭐 이런 건 있, 지만 다들 진짜 열심히 했고 재밌었습니다. 어, 어,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아, 아, 네, 1등은 원팀. 어. <laughs>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니. 조현 씨가 안 올라가고. 열심히 와. 했고 와. 중요한 거가 있어 네. 1등은 싱글을 발표를 하려고 했잖아 네. 네, 네. 근데 라이온 분들이 네. 사실 나한테도 왜 잘하는 애들 <laughs> 어, 세계를 가면 내면 되지 네. 왜 이렇게 애들을 잔인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는 또 열심히 하고 서로 좀 경쟁을 좀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경쟁을 했던 거였는데 네. 이 곡들이 다 너무 좋잖아 네네 나도 네. 진짜 다 태국이 다 내 자식들처럼 다 좋은 곡들이어서 세 곡을 다 내는 게 어떨까 오! 오님 어, 오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 음, 나왔으니까 네. 이런 광고 만드는 건 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네. 그 네. 집중력 잃지 않고 광고까지 네. 만들어서 네. 빨리 리니지를 하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